나의 롤모델은? 누가 있을까요?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롤모델? 롤모델 박수빈 뭐야? <laughs> 너 박수빈이라 쓴다 롤모델 박수빈 뭐야 수빈 언니죠 그거? 수빈 언니죠? 아 누가 박수빈이라 그랬어 <laughs> 박수빈은 다앞이지 <laughs> 수빈 언니죠 무서워 뭐야? 뭐야 뭐야? 나한테 없는 섹시함이 수빈 언니한테 있다고요? 여기 수빈 언니네 이 사람 수빈 언니네 수빈 언니 아깨네 여기 물러가라 수빈, 수빈 언니 수빈 언니 아깨 풍수빈단 굳이 롤모델이 있어야 되나요? 이러다가 길인데? 라고 정말 멋있다 아, 루다야 롤모델이다수빈한테 생일 선 수빈 언니께서 <laughs> 아유 나롤모델이라고 루머가 돌고 있는 수빈 언니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첫 방을 마쳤습니다 오늘 루다 옷이 너무 예뻐요 한번 보여주세요 언니 따라하기 언니 따라 아 무슨 소리예요 저 진짜 쪼꼬미 제일 좋죠 솔직히 최고의 드림팀이라 생각 아 당연하지 나도 지금 비키니 미안해 아 선배 안 만난 지 오래됐죠 지금 깜빡했어요 선배 제가 너무 연락 못 드렸죠 아 선배 죄송해요 선배 선배 잘 지내셨어요 선배? 선배 선배 선배 어머 선배 대한민국에 계신 선배님들 돼지감자 먹고 힘내세요 무영하다 아,